맛있어요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메가커피에서 새로 운 나오는 케이크들 준비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준비했고 호시우유, 누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밀라라 모나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맛있어요 어떤 과자가 있는데 어떤 과자가 있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 과자가 들어가 있어요 와 티라미수 아 위에 가루가 너무 많이 불어있나봐요 팍팍 닭기가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안에 딸기찜인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첫 번째 먹는 케이크가 맛있고 탱이도 맛있었습니다 티라미스는 조금 빡빡하고 음, 오리오는 네, 조좀 별로 네,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